타이거즈가 최근 한 미국 골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재활 과정 중 이번이 가장 힘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여러분 무슨 상황인 거죠? 그의 몸 상태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그골프입니다 지난 2월 차량 사고 관련 수술 이후 3주 만에 퇴원하여 현재 플로리다 자택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타이거 우즈 우즈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이 있었고 치료와 재활 과정에는 아주 익숙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상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한 건데요 40대 중반의 나이와 심각한 부상으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매일 물리치료를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당장의 목표는 스스로 혼자 걷는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 SNS에는 그간 착용하고 있던 오른쪽 다리 보호대가 보이지 않고 목발만 짚고 있는데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필드에 복귀하여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던 레전드 벤 호건처럼 타이거 우즈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마스터스 우승 당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는 찬사를 받았던 타이거 우즈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복귀를 해야겠죠? 스스로 걷고 PGA 투어 복귀를 위한 몸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필드로 돌아와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PGA 무대를 씹어먹는 그의 모습을 어서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